색이 이게 뭔지 알아? 딸기야 딸기 딸기 먹을 줄 알아? 보리 그거 보야 딸기다 딸기 쌀이 이거 봐 딸기야 딸기 딸기 먹어볼래? 아이 짜릿짜릿 먹네 <laughs> 이게 뭐야 으깨볼까? 어? 으깨줄게 으깨 으깨 으깨 으깨 이렇게 으깨면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먹는 거예요? 딸기 엄마가 조사 줬어. 딸기 먹어봐. 딸기. 참기만 먹진 않지? 보리딸기 어? 쌀이 먹는다 쌀이 먹는다 맛 한번 더 조사해줄게 아 조사해준다 쌀이가 딸기도 먹는 거야 조사했어 쌀이 조금 더 줄까? 조금만 가? 쌀이 에이 잘라

채채야 채채 우리는 딸기 안 먹는겨? <laughs> 네가 먹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딸기 주세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딸기 딸기 주세요 딸기 주세요 딸기 주세요 딸기 주세요 딸기 주세요 딸기 주세요 딸기 주세요 딸기 주세요 아, 니네 둘다 먹었지고 왜 이래 아무것도 없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똥강아지들 딸기를세요 아이 맛있어? 딸기 잘 먹네 쌀이 <laughs>